e 뭐 하는 짓이야? 한국말 못 알아들어? 걱정 부리지 마. 안 가면 내가 밀어버린다. 그래. 허세 부리지 마, 이 개새끼야. 수근나 빨리 가라! 너나 가! 어?